안녕하세요 일본 리뷰하는 퓨리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여러가지 컬러가 예쁘게 보여지는 오팔 프리즘의 오팔 캔디 파우더입니다 오팔 캔디 파우더 세트는 총 6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 apple red powder, 2번 honey yellow powder, 3번 forest green powder, 4번 falling brown powder, 5번 choco brown powder, 6번 ash black powder. 파우더끼리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그럼 오팔캔디 사용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소량의 젤 클렌저에 틴트 파우더를 녹인다. 이렇게 젤 클렌저에 녹은 틴트 파우더는 톡톡 번지는 예쁜 틴트 젤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젤 클렌저에 섞은 파우더를 clear gel에 섞으면 투명함이 돋보이는 시럽 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우더는 하나인데 사용 방법은 여러 개! 사연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어서들 오셔요 그럼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뷰리였습니다. 그럼 안녕!